자, 자, 자, 물어. 물어, 물어, 물어, 물어, 물어.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.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자, 자, 자. 야, 그거, 또, 야, 야, 힘다 빠졌어? 벌써? 야, 벌써 힘 다 빠졌어? Oh. 오다다다 다 했어? 오다다다 다 했어? <laughs> 니엔 다 피해 있지 얘 <laughs> 피해 있어야 돼 저희한테 당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이제 근, 끝났어? 이제 지치지? 이제 지치죠? 이제 끝났어요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<laughs> 완전 뻗, 썰이 완전 뻗었네 딸이 네. 완전 뻗었어 그래 저거 뭐야? 아,